저 때리고 못때려대되 순간 까먹었다 오 존나 잘해 한 왼손에 세번 들어간다고 아왜 이래 오오오 오, 존나 길다 이거 아, 왜, 왜안 나 잠깐만, 잠깐만. 와, <laughs> 진짜. 본능 철권 지렸다. <laughs> <laughs>